같이 밤새 비추는 시흥 시흥 여기야 시흥 저 파란 바다 하늘 위에서 약을 뜨겁게 비춰주네 여긴 낮에도 밤에도 어제 오늘도 넘쳐나 흥이 있다 손잡고 파리 매일 밤 설레이는 길이 매일 날 들었다 놨다의 여기서 저녁 놀이 같이 숨 쉬고 달빛이 밤새 비추는 시